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나눌수록 행복하다는 귀농인들이시죠. 전국 노래자랑 네. 나가거든요. 진짜요? 네. 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주세요. 그, 그 노래하신다고? 네. <laughs> 우리 귀농인들이 내일 전국 네, 노래자랑 나간대요. 아유 나이 저 제대로 잡으셨네 우리 가수 김정현 씨까지 있습니다. 이분 아까 열심히 하신다던데. 맞아요. 3개월 생. 끼로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이거 아, 제가 노래 포커시 하는 거예요 시작 갈매기야 끼로 끼로 갈매기야 끼로 사랑 갈매기야 끼로 아이고 하나를 가르쳐드리니까 둘을 하시네요 네 저희 어떤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귀농인들. 지금처럼 마을 분들과 늘 함께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내심 그 일당으로 받으신다던 <laughs> 야경 도라지를 기대했는데 아, 그건 아, 닌가 봐요. 지금 뱃속에서 <laughs> 제가 소화가 <laughs> 잘 되고 있습니 네. 특히 경북 예천에서는요. 이렇게 어, 귀농한 분들을 위해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의 집도 마련해 놓고요. 음, 가격도 네. 저렴하니까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 예천으로 찾아가 보세요. 음, 그야말로 네. 마을이 직장이네요. 그러게요. 네. 더불어서 또 전국 노래자랑 나가셔서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 시내 고향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오기남 차가버섯에서 차가버섯 분말 세트를 드럼쿡에서 신개념 조리기를 드립니다.